안녕하세요 저는 빅스의 귀염둥이 멤버콜 현이라고 니다 I can do it! 자 오늘 <laughs> 아 이거 할 때마다 너무 억울해 가로수길에 있는 다크룸이라는 사진을 약간 찍고 현상을 해서 이제 인화하는 혼자서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런 다크룸이라는 사진관? 사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진관에 와봤습니다 그런 달을 쌓았다 오 계단입니다 계단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 앞에 거울도 있는데 되게 잘 해놓으셨다 포토? 아 포토매틱 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소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오, 되게 약간 뭐랄까 공연 약간 클럽 같은 그런 공연장?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이렇게 돼 있구나 우와 이렇게 입구에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방네 이거 봐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이거는 오늘 하신 상사 클래스에서 하시 거예요 좀 이따가 마시 어네어 얼마 됐어 여기 전용 동전 스타리프 할때 그 공연 세트랑 약간 비슷한데 네, 과학실처럼 돼있어 들어가도 되나요? 여기 들어가 봐도 돼요? 네, 네 다크룸에 밑으로 이제 내려와 봤는데 오 신기하다 아 이렇게 장갑이랑 제가 껴야 되는 건가요? 오 드르스 드르스 안녕 네. 현상하는 클래스 공간이고요. 네. 저희가 현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필름이 하나 나오고 아 이제 그거를 밀착을 뜨는 것까지 네. 진행을 해볼 거예요. 아 그래서 먼저 사진을 촬영을 해야 돼서 저기 네. 스튜디오 공간이 있거든요. 네, 안쪽에요? 네. 와 이런 건 다 의상이에요? 아니면? 네, 한번 입고 아 촬영하셔도 괜찮아요. 어, 네. 우와. 아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저 여기 안에 들어왔는데 우와 막 장비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렌즈 보시면서 이 버튼 누르시면 은 촬영이 될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착 한번 넘겨 넘어가고 이렇게 넣어주실 거고요. 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찍혀요. 오 신기하네. 자 그러면은 제가 소품을 가지고 와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친구들이랑 와도 좋고 가족들이랑 와서 찍어도 진짜 재밌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엄마 아빠 <laughs> 엄마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오 이렇게 해주시면 손 나와도 돼요 아 네네 필름을 감아서 네. 필름을 수상할수 있는 통에다가 담을 거고요 아 이거는 다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 필름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걸로 제가 해드릴게요 찍기 전에 이제 저희가 필름이 안 헷갈리도록 네. 라벨링을 붙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게 약간 폭죽 같은데 이거? 그 여기에 원하시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케케 <laughs> 케케케켄 케케케켄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중에 위나무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네. <laughs> 잠시만요. 네. 저 싫어하시는 거 아, 아니에요? 아, 아니요. 네. 이거는 이제 네. 포토부스고요. 해도 돼요? 네, 해보세요. 오. 아 제가 찍는 거예요? 네. 아 우와. 전부 다 셀프로 진행하고 있어서. 아 우와 우와 여기 카메라. 수영하시면 되고요. 우와 짱 좋다 여기. 오. 어 많이 안 찍었는데? 하나 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필름의 안에 나중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네. 넣어놓은 필름을 가지고 선생님 볼수 있도록 현상이라는 걸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 빨간색 라벨 붙는 현상이 있고요. 이게 이제 현상을 다음에 그게 빛 들어가도 상관이 없도록 정착을 한번 할 거예요. 네. 1분 동안 처음에 얘를 계속 흔들고 그 다음에 30초 쉬었다가 5초 흔들고 30초 쉬고 5초 흔들고 30초 쉬고 이걸 반복할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조금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거여서 어, 집중력이 제가 많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7분밖에 안 돼서 네.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용액을 빨간색에 있는 용액을 먼저 붓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부었나? 하고 담아주시고요 1분 동안 해주시면 돼요 네, 시간 주시면서 입도 잊을 때까지 고객이 제 편하게 듣도록? 아, 오케이, 오케이. 6분까지 해주시면 돼요. 네. 아, 노래 나오네. 박자 맞춰서. 4, 2, 1. 6분 됐어요. 네, 아, 5초원 들고 5초 쉬고 이게 아니라 5초원 들고 30초 쉬고. 아, 네네. 우와, KKK는 쓰여있어. KKKK. 2초입니다 어? 뭐야 흔들었었어야 되는데 <laughs> 진짜 정신 산만하다 진짜 망할 수도 있어요 이거 어, 이게 솔직히 시간보다 정해진 시간대에 하고 들고 해야지 사진이 고르게 나와요 아. 약간 조금 얼룩질 수도 있어요 얼룩지면 어떡하지? 나 진짜 엉망진창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사진이 빛에 봐도 상관이 없도록 넣어주고 있는 거고요 1분 동안 들어주시면 되세요 네,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나머지 8분간 이게 스, 스스로 스며들도록 기다릴 거고요 8분이 지나서 네. 이 용액을 여기다가 붙여서 촬영할 거예요. 들고 가서 여기에서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그거를 물에 헹굴 거예요. 아니 어. 네, 그래서 물에 헹굴 거예요. 그래서 넣고 <laughs> 말안 들어. 이제 <laughs> 네, 이거는 5분 정도 물에 계속 그냥 틀어놓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짱잘 나온다. 이게 물을 5분 동안 이렇게 세척하는 거예요? 네 여기 아... 묻었던 거를 이제 닦아내는 거고요 아... 우와 피를 넣었다 우와 아. 어 이거 저예요? 네 네, 아, 네, 여기서 10분 동안 말려야 돼요 아... 히터가 오, 어, 거는 게 있네요 네, 실내 말리지 않도록 네. 1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더 말려 말릴수록 괜 좋아서 아 그러면 한 3일 말려주세요 아 그렇게 되면 너무 말라서 또 필레이 말려 들어가요 아. 한 퀴에 딱 빛나 할때 빛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붉은 빛만 네. 있게. 그래서 다크룸이에요. 빛이 아 없어서. 네. 이나지 위에 제가 뚜껑 얹어놓고 위를 띄웠고요. 네. 빛을 지금 보일게요. 아... 볼수 있도록 한번. 음 여기서 아예 빛이 없도록 하는데 지금 일단 테스트 겸이라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긴 했지만 하나도 안 보여 현상의 굴, 그리고 픽서 물이에요. 현상에게 1분 30초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사진이 나오네요. 눌러도 되는 거죠? 네. 신기해요. 되게 오래 걸리는 만큼 진짜 사진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물로 또 헹궈요? 네, 물로 담가 16초, 15초 남았습니다, 지금. 그대로 아 바로 이게 이제 사진이 그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계속 볼 수 있도록 고정시킨 유익이에요 아 이어진 다음에는 이렇게 줘도 괜찮아요 우와 우와 정신기 대박이다 이제 어, 체스트가 끝났고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큰 이나지에다가 물이랑 또 이제 차격 이제 차례대로 해가지고 사진을 인화할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맨 끝에 여기 이거 네. 여기가 이렇게 되게 네, 위로 맞죠? 올라가게 아, 네. 네. 우와. 이나지를 꺼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위에 이제 아까 제가 찍었던 그 필름 있죠 필름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유리를 놔요 그리고 나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이제 불 불을 딱 키면은 여기에 이거를 섞이면 안 되니까 이거다가 담그고 아까 하는데 이게 그 밖에 다 삐뚤빼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왜 다 삐뚤빼뚤 돼 있지 했는데 보니까 <laughs> 저기 안 보여가지고 삐뚤빼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제 딱 올려놨을 때 근데 제 것도 삐뚤빼뚤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리 유리를 덮고 이걸 놔두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킥사를 는 거고요 지금은 보일 수 있도록 바꾸는 거고 이제 이걸를 빛이 아. 켜서도 계속 유지되도록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픽서고요. 지금 한 켜져. 어, 잠시만요 아직. <laughs> 자 그래서 유리를 이제 닫고 이제 그 스폰을 켜주시면 이제 불이 딱 나와요. 그러면은 사진 이제 인화 인화지를 들고 여기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해봤습니다. 불을 켜도 되는 거죠? 네 이제 켜도 돼요. 자 이제 빠밤 빠밤 빠밤 보시죠. 우와 대박 우와 엄청 잘 나왔는데? 어? 이거 보시면 이제 아마 저한테 입덕할 장난입니다 <laughs>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빅스에서 누가 제일 좋아해요? 아! <laughs>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또 5분 동안 기다리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오늘 구름에 와서 또 혼자 인화도 하고 도와주시면서 또 필름을 통해서 인화하고 또 인화실에다가 이렇게 여러 의견들을 붙여서 해봤는데 약간 도전이었어요 오늘은 혼자 이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약간 사진을 직접 찍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약간 도전해보는 그런 체험 아이캔 드 도이시니까 뭐든 할 수 있다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와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뭔가 I can do it 이거 해야 되나? 아이캔드 do it 아 부끄러워 아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치과처럼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